너 누구야? 안녕. 난 2020년 8월에서 온 미래의 너야. <gasps> 와, 미래에서 일어난 일 알려주려고 온 거야? 하, 아, 뭐 나비 효과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알려줄 수는 없지만 대충. 아, 그래 좋아. 야, 3월 새학기 때 나 잘했어? 아, 첫 해는 전담하고 올해 처음으로 담임하잖아. 아 그래서 담임 몸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도 새학기 자료 만드는 중인데 하지마 어? 너 지금 준비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뭔 소리야 3월 시작하면 바로 학부모 상담회 공개 수업에 완전 정신 없을 텐데 지금 미리 생각해놔야지 아 맞다 아 나 공개 수업 때 입을 옷도 사야 되는데 옷은 됐고 아너 마스크는 집에 좀 있니? 아뭐 미세먼지 유행할 때 몇 개 사놓긴 했는데 몇 개? 야 지금 마스크 쌀 때 많이 사놔 몇달 후에는 나라에서 관리하니까 괜찮은데 아 너 몇 년생이지? 아 넌 목요일이다 목요일? 목요일이 뭔데 알려줘 오케이 거기까지만 일단 지금 인터넷에서 100장 먼저 사놔 그렇게 많이? 아 대구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도 지금 바로 사서 보내. 한 300장 정도?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? 나 병원 가서 예방주사라도 미리 맞아야 돼? 아 주사는 아직... 아무튼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고 하, 도대체 뭐야 아 근데 아무튼 우리 반 아이들은 어때? 나랑 잘 맞아? 애들 귀엽지? 아 애들 어 애들 귀엽지 근데 나도 잘 몰라 얼굴 제대로 못 봤거든 얼굴을 반만 봤어 얼굴을 반만 봤다고? 아,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본지도 얼마 안 됐어 한 두 달 됐나?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봐 뭐? 일주일에 한 번 본다고? 야 장난도 정도껏 쳐야지 야 수업 일수가 있는데 야 그럼 뭐 애들은 4일은 집에서 인강 보고 하루만 학교 오고 그러냐? 너 혹시 주변에 아기 낳은 친구나 언니 있니? 친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언니들 중엔 좀 있지 그건 왜? 맘카페 가입해야 돼 그곳이 대한민국에서 정보 1번지야 거기 정보가 뉴스보다 더 빠르다 야 맘카페? 아 아무튼 올해는 뭐든지 바로 하지 말고 기다려 뭐든? 아, 아나 여름방학 때 유럽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끊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야 너 말 진짜 잘했다 아 뭐 여행 갈 수는 있을걸? 근데 아 왜? 나 저번 겨울방학 때 연수 듣는다고 아무 데도 안 갔단 말이야 올 여름방학 때 여행 가려고 벼르고 있는데 하, 그러니까 그, 왜 그때 여행을 안 갔니? 아, 진짜 신규 대기할 때도 귀찮다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봤지? 아, 너왜 그랬어? 갈 수 있을 때! 남들 다 갈 때! 해외여행 좀 왕창 가지 그랬어! 아, 아 진짜. 아 방학이야 매년 있으니까 여행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. 왜 이래? 아 언제든 못 가. 앞으로 언제 맘 편히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. 아 아무튼 여행비 굳었으니까 아 너 저번에 그 아이패드 사려다가 비싸서 못 질렀잖아 그치? 그거나 빨리 사 아이패드? 어... 너한테 꼭 필요할 거야 아 그리고 유튜브 몽당분필 채널 구독하고 몽당... 몽당분필? 아, 그 교사들이 컨텐츠 올리는 채널 그 들어는 봤는데 너 같은 신규 교사는 아, 아니 전국의 모든 교사들이 처음 겪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헤쳐나가는데 정말 큰 도움 주는 채널이니까 꼭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!